먼저 알약으로 먹기 난 대체 아니야 알약이 다른 방법 없어? 사료 위에 뿌리는 방법도 있어 그거 좋다 밥에 나도 가서 뿌린 거야? 아니 먹어봐 힐포켓에 캡슐을 이렇게 넣으면 영양제를 거부감 없이 쉽게 먹을 수 있어 그게 중요 이거 하나 더 먹으면 안 돼? 물에 타먹어도 된대 초록색 스프가 됐다 물에 타는 거 나쁘지 않은데? 아잘먹다